요건 뭡니까? 요거는 우리 농가들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전착제 전착제? 네, 침투 이행성 확산제 침투 이행성 확산제 네 기름 같아요 꿀 같기도 하고 음, 냄새를 맡아보면 안에 지금 소나무 향이 싹 나지 않습니까? 아 고급스러운 그 솔향이 좀 나네요 어, 요황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아 유황만 다섯 가지 <laughs> 별이 다섯 개 어? 아니 어떻게 농민이 이걸 개발하지 참 신기하네 <laughs> 밴드에 가입을 먼저 하시면 최고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농산TV 밴드 <laughs> 참여하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참여해 주시고 좋은 소식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<laughs> 농사 짓는데 제가 비료를 제가 필요한 비료를 만들어서 하니까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 사용하시기 해보시니까 또 좋으시다고 또 그 많이 전화들 오셔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또 해주시고 하시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농사 지면서 그 농사 짓는데 필요한 필요한 농자재들을 하나하나씩 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? 어, 농가들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침투 이행성 이렇게 확산제 전착제라고 하죠 전착제부터 시작해서 어, 유황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기능성 유황을 제가 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작물들한테 그 농가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니까 꼭 필요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음. <laughs> 어, 유황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아 유황만 다섯 가지 별이 <laughs> 다섯 개 <laughs> 아니 어떻게 농민이 이걸 개발하지 참 신기하네 농장에서 요황을 직접 제조하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필요하니까 뭐 기존 사서 할 수도 있지만 면적 많고 하니까 가격 문제도 또 있겠죠 아... 그런 것 때문에 직접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유황을 제조하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유황보다는 어 조금 더 기능성을 추가하고 효과를 좀 그 볼 수 있는 유황을 또 만들어 보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.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왔죠. 아, 하여튼 추진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추진력은. <laughs> 그리고 농민이 농민의 가려운 데를 잘 알기 때문에 네.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시중에 없는 네. 그런 농자재를 개발했다. 그죠? 그렇죠. 야 이거 뭐 상을 줘야 될 것 같아, 상을. <laughs> 기존 나와 있는 거에서 응용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. 기능은? 훨씬 업이 되겠죠 기능은 업되고 가격은 다운되는 네. 야 농사질만 하네 <laughs> 농사 좀 져야 되겠네 나도 아,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농민이 만든다니까 참 신뢰도 가고 네. 또 요, 요거를 어떻게, 어떻게 해보셨어요? 지금 이제 제가 그 제 작물에 전체적인 밭에다가 전부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아 테스트 중이십니다 네뭐 나중에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기능성을 향상시켜서 이제 자 식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,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면서 이런 농자재도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네. 어떤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까지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니까 연구하고 계시다니까 기대, 기대가 됩니다 네. 네. <laughs> 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<clears throat> 유황? 아 유황 <laughs> 우리 기존에 사용 많이 하고 계신 유황 기존에 뭐뭐뭐 유황 네 농가분들이 워낙 유황을 또 많이 사용도 하시고 자꾸 이제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살균 효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영양제처럼 연하게 해서 한 번씩 또 사용을 하셔도 작물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. 네. 네 유황을 가성소다에 녹힌 유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정제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그 사, pH 산도를 낮춘 유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황이랑 칼슘이랑 이런 걸 섞으면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아. 최고 좋은 거는 이제 유황 치실 때는 유황만 치시면 최고 좋은데 안전하고 아하. 약해 우려성도 없고 근데 뭐 워낙 약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음. 거를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가 너무 높으면 음. 음. 다른 그 영양제라든지 딴 거랑 이렇게 혼용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정제 과정을 더 거쳐 가지고 이제 pH 산도를 낮춘 거죠 아하 네. 그렇게 깊은 뜻이 야 pH를 낮춘 기능성 유황입니다 네. <laughs> 기능성 유황 미네랄이 듬뿍 첨가된 유황 자체에다가 그 미량 요소 미량 요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유황입니다 야 얼핏 보면은 유황같이 안 생겼는데 네. 이 안에 미량 요소가 듬뿍 들어갔다고 합니다. 유황과 미량 요소의 야 합작. <laughs> 그죠? 언제 쓰면 좋아 이건? 어 살균이 목적이시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실 때는 이런 요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아 이런 요황. 네, 예, 요거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미리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 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예방주사 어, 예방주사를 그죠? 하시게 되면 미네랄과 영양분이 같이 공급되면서 이제 그 균에 대한 예방도 같이 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음.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성 유황이 되고 야 유황이 참 기능이 많네요 네. <laughs> 역시 농민이 개발을 하니까 섬세해 그죠? <laughs> 어. 그다음 요거 뭡니까? 색깔이 이쁘죠? 아 이거는 지금 녹차인데요 녹차 네? 녹차 같은데 이거 금방 바로 효과 내는 그 성분도 있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효과 내는 성분까지 같이 넣은 아, 그러니까 기능성 유형입니다 한 번 치면 오래가는 그죠? 효과가 어, 뭐 오래간다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지만 아,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아. 예, 상세하게 한 번 더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유황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<laughs> 자, 요건 뭡니까? 요거는 우리 농가들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전착제 전착제 네, 침투 이행성 확산제 침투 이행성 확산제 네 작물에 착 펴 바른 것처럼 아 네. 코팅 시키 네, 것처럼 네, 그렇죠 아 흘러내리지 않고 좀 코팅을 시키는 비싼가요? 시중에서 나오는 전착제든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만들면 많이 싸지겠죠 가격은 다운 기능은 업 <laughs>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<laughs> 네. 네. 농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. 가격은 싸고 기능은 업 네. 아, 기름 같아요 꿀 같기도 하고 음, 냄새를 맡아보면 안에 지금 소나무 향이 싹 나지 않습니까 아 고급스러운 그 솔향이 좀 나네요 거기에 이제 왁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처럼 어, 송진 진액 같은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어허.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, 동해 방지제 어. 겨울 오기 전에 작물들한테 한번 코팅을 시켜주면 어, 수분 대사 조절을 한다는 게 날씨 추워서 이제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뺏기고 동해를 그 입을 확률이 있는 그런 제품 작물들에다가 요걸 살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진한 코팅을 한번 시켜주기 때문에 기어을날수 있게끔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복입니다 내복 그죠? <laughs> 내복 작물들한테 내복 한벌 네. 입혀주는 것처럼 K2?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는 일소 방지제입니다. 일소 방지제. 여기 어, 써있는 일소 방지.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이 이제 여름에 햇볕이 막 뜨거울 때 음. 이제 그 화상을 입는다 그러죠. 네. 그런 것처럼 이걸 한번 코팅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열에 대해서 열 화상 입는 거를 훨씬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크림 <laughs> 맞습니다. 예. 선크림, 선크림. 선크림 맞습니다. 선크림. 그죠? 선크림. 네, 선크림. 아, 쉽네. 이렇게 생각하니까. 선크림 발라주세요. <laughs> 네? 네. 식물이 됩니다. 돼요. 예? <laughs> 화상을 입습니다. 너무 뜨거운 네. 날씨에는. 이... 아시죠? 해수장 네. 가서 껍질 벗겨지는 거. 맞습니다. 예. 예. 이거 네. 반기해 주세요. 아 네. 그거군요. 네. 그거부터 지금 여러 이런 가지... 제품이 안 나와 있나요 지금? 뭐 기존에 조금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 기능은 업, 가격은 다운. 네 이거. <laughs> 홈쇼핑도 아닌데 홈쇼핑 같은 느낌이 나네. 아, 기능은 업, 가격은 다운. 예. 네. 네. 앞으로도 뭐 농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과를 나오셨어요? 뭐학원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. 이거는 본인이 뭘 생각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네. 방법을 찾느냐 야 대단합니다 <laughs> 슈퍼농구는 역시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. 야 어쨌든 농민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슈퍼농구가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사를 돈을 적게 드리고 소득은 높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심양면 지원을 할 테니까 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제품들이 내년에 봄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밴드에 가입을 먼저 하시면 최고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농산TV 밴드 <laughs> 참여하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<laughs> 참여해 주시고 좋은 소식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.